지난 세기 동안 골프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골프 선수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엄청난 상금은 그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죠. 현재 PGA 무대에서 뛰고 있는 스타들은 골프계 선배님, 레전드 선수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도구골프입니다 오늘은 역대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PGA 레전드 탑1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옛날 선수들이 많아서 생소하실 듯 한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위는 바이런 넬슨입니다 샘 스니드, 벤 호건과 같은 해인 1912년에 출생하여 한 시대를 풍미했죠 1935년부터 1946년까지 5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포함하여 52번의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디오픈 대회 우승이 없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34세에 은퇴하여 농장 주인으로 일하다 골프 해설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9위는 톰 왓슨입니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5개의 디오픈 챔피언십을 포함한 8개의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여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아쉽게도 PGA 챔피언십 우승이 없어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런 넬슨이 멘토로서 왓슨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8위는 아놀드 파머입니다. The King이라는 별명을 가진 파머는 골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 중 하나였으며 미국 골프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7개의 메이저 대회를 포함하여 총 62개의 PGA 투어 타이틀을 획득하였습니다. 톰 왓슨과 마찬가지로 PGA 챔피언십 우승 타이틀이 없습니다. 7위는 바비 존스입니다. 1930년 29세의 그는 한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당시 우승했던 메이저 대회는 지금과 조금 다른데요. 브리티시 아마추어, 브리티시 오픈, US 오픈, US 아마추어입니다. 1934년 마스터스 대회 전신인 오거스타 내셔널 인비테이션 토너먼트를 개최하였고 1939년부터는 마스터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6위는 샘 스니드입니다. 7차례의 메이저 대회를 포함한 82회 PGA 투어 타이틀 보유자입니다. 타이거 우즈와 현재 동률이죠. US 오픈에서는 준우승만 4번 하여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선수 경력 중간에 미 해군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색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5위는 게리 플레이어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자주 입어 The Black Knight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는 탑10 중 유일하게 비미국인 남아공 사람입니다. 메이저 대회 9승 포함 24개의 PGA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를 제패하여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놀드 파머, 잭 니클라우스와 동시대에 활약했습니다. 4위는 월터 헤이건입니다. 11회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잭 니클라우스 18회, 타이거 우즈 15회에 이어 이 부문 3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마스터스 우승이 없어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인 최초로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하여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3위는 벤 호건입니다.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5명의 선수 중 1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참가와 1949년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겪고도 커리어 내내 정상급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1953년 한 해에 3개의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획득하였고 이후 타이거 우즈가 2000년도에 3개의 메이저 대회를 석권했죠. 2위는 Golden Bear 잭 니클라우스입니다. 메이저 대회 18승을 포함하여 PGA 투어 73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횟수와 선수 시절 구설수나 잡음 없이 꾸준히 톱 클래스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니클라우스의 메이저 대회 18승 기록을 깨긴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1위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입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재활치료 중인데 벤 호건처럼 멋지게 제기하여 역사를 다시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골프의 인기를 전 세대 글로벌로 확장시켰고 그의 인기와 전성기 시절의 퍼포먼스 덕분에 PGA 투어 상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메이저 대회 15승을 포함하여 PGA 투어 82승을 기록한 그는 샘 스니드와 공동 선두입니다. 2000년 24살의 나이에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고 2000년 US 오픈을 시작으로 브리티시 오픈, PGA 챔피언십, 2001년 마스터스를 우승하여 4대 메이저 대회를 연속으로 제패하여 타이거 슬램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상 10명의 선수 외에도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진 사라젠 등 걸출한 스타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구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